아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를 unboxing 해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바로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인스타360 꽤 유명한 카메라죠 많은 분들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은 구매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질르자 이왕 지를 김에 악세사리들도 함께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unboxing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 컨텐츠 때 사용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일단 여기 보면 정품실이 있거든요 정품실 지금 한국 수입사 대표에서 붙인 것 같아요 외관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느낌은 꽤 무겁습니다 핸드폰 박스 여는 기분이랄까 매트 블랙의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무광 재질로 되어 있고 네, 카메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딱 볼 때는 근데 네, 제가 아까 굉장히 무겁다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는 안 무거워요 악세사리들이 케이스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림으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인스타 360을 이렇게 빙빙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악세사리 그리고 옆에는 배터리 표시 있는데 두 개 다 같이 들어있을까요? 네, 굉장히 자그마한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인스타 360에 걸어서 이렇게 빙빙 돌릴 수 있게 하는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림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안에도 이렇게 많은 악세사리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두 녀석은 이 녀석이고요 꽤 길어요 만듦새는 뭐 좋네요 블래스틱 종땡이 겁니다 네, 고프로 쇼티 같은 제품이에요 오 다쳤어 이게 4분의 1인치 나사를 평소에는 이렇게 막아둘 수있고 고무 패킹이 있네요 Shorty랑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펴지고요 이렇게 Shorty가 있습니다 dive case입니다. 네, 물속에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은 여름에 휴가 갈 때 쓰려고 구입을 했고요 제가 스노클링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니 여기서 나온 제품들 왜 이렇게 다 케이스가 꼼꼼하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필요 이상의 느낌 오 굉장히 핫하죠 여기 버튼도 누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멋있다 오픈해볼게요 오픈을 눌러가지고 싹 밀어놓고 딱 들어가요 와 너무 예쁜데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져야 되거든요 전원이 켜졌어요 밑에 불 들어온 거 같아요 케이스 테로이 버튼의 질감도 너무 좋아요 기대 이상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예, 간지가 상황이네요 뭐 어, 스너클링 바로 하러 가고 싶어요 다음 악세사리는 두 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이고요 오 얘도 엄청 고급스러운데요 덕은 역시 5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저는 배터리를 하나 더 샀습니다 1200mAh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unboxing 다 해봤는데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다 엄청 많아요 저 이게 역대급 unboxing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도 써보고 여름에 어, 물에서도 써보고 할 건데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의 컨텐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스틱 사길 잘했어. 둘 셋. 오케이 오케이.